I'm going to Kintan department for buy shopping of sister, yeah. Anyway. I don't know where it is. No, intensive i t i s in intensive a g t u r e 야, 이게 긴텐츠라며. 아, 이거 나. 그럼 이거는? 이거는 이거는 그냥 건물 근데 이거 왜 안 가? 사진 한박 찍는 다음에 이거 아 요거 찍는다 다 나오지 않겠다 Hey guy, everybody look at me. Hey guys, 이게 괜찮지? 이빨